이렇게 매일같이 하루하루 쌓인해 풀리지 않는 오늘과 내일 또 모레 멈추지 않아 나 향한 저 시계바늘이 시계바늘이 보이지 않아 난 매일이 끝없는 매일에 언제 바른 메이크업으로 웨이크업 안니 묻혀버린 내 베개를 던져 반복되는 나의 삶의 패턴은 어쩌겠어 다 보내버리지 내 세월 체중은 마치 200톤인 것 마냥 이불 속에서 넣어서 뒹굴고 움직이는 것마저 쓰고 싶어 같이 몰아 파링 하고 집을 나선 뒤 바로 체력 방전 할 일은 산더미 뭐부터 할지 손에 안 잡혀 말라버린 머리 쥐어잡아도 오는 만큼은 알아 wanna do 어 됐고 친구 놈들아 전화 받아 오늘 밤 한잔 터치로 가자 오늘도 매일같이 하루하루 쌓이네 매일 같아도 왜 익숙해지지 못해 끝은 어딜까 이 한없이 캄캄한 곳 캄캄한 곳 계속 달려봐도 벗어날 수 없는 trouble anybody I get no peace.